Uh,

미안해 아빠가 오늘 예전부터 약속이 다 생겨나서. 당면은 지금 넣을까? 어? 당면? 아빠 약속이 하룻밤만 자고 갈게. 없다고. 어? 가져온 데 치면 제일 싫어. 근데 타프 스크린이 필요해. 모기장. 저, 저 나이가 저거 그렇죠? 나이박스잖아. 예. 왜? 거기 왜? 아, 저는 막걸리 뭐 배달한 줄 알고. 이거 다 했거든? 확실히 냄비 하고 이거 뭔데 차고나 그래가게 침낭 가져오라 가겠네 할수 그럼 원활하게 사진 나 봐야 이거 맛있겠다 아, 나 사진 한 장도 못찍었 불좀 끝내 딱돌 저게 제가 시원해서 저런 거요다 버리고 다 버리고 자. 필요한 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어. 그래서 방송이 그렇게 재밌야 그러니까. 계속 아, 다 네. 어. 어. 나도 백패킹 하면서 하고 그냥 훈련하고 와우 와우 와우 오 어, 목이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다 타이밍이 지금 맞아요 아무튼 말이야. 오, 잘 떨린다. 육질이 완전 좋아. 쌀라 어디 갔어? 저 누구가 있나? 아니지. <laughs> 야, 야 이거 너무 원시인 같다 이거 봐봐 무인도 무인도 나무가 말랐다 자기 속은 안 입었잖아 난 입었지 그때는 어린 시를 안 갔지 <laughs> 캡처 캡처 캡처 한다 한다 한다 캡처 캡처 하나 둘셋 캡처 잘라 여기 여기 방을 보냈어 나무 바라보시고 선풍기로 <laughs> 해야 되는 거야? 어, 어 이거 선나이 거 아니에요? 아 갑자기 오 뭐? 와, 미친 미친 와 화력 미친 우와 와 이거 다 태우는 것 같은데 아 타프 조심 줄, 줄 끊어 먹을라 조심해라 이쪽, 녹는다 이쪽으로 써야겠다 갑자기 바람 부니까 안 읽는다 <laughs> 돌고해줘 말하다. 만수무 만수무 하세요. 네. 다 됐다 다 돼간다. 맨 마지막에 터진 사람이 범인. 아이스크림 싸기. <laughs> 끝. 누구보다 빠르게 해도 내 <laughs> 예, 어, 준혁아. 아니, 살아남아 있어. 준혁아. 준혁아. 아, 다 찼다. 준혁이 형다 어, 최우. 근데 이름 모르겠네. 캠핑 끝. 끝. 엔딩 엔딩 요정. 예. 이거 먹고 시간 좀 지나면 음식으로 나온다. 진짜? 아.